댄스 메들리가 있어요 댄스 커버 메들리가 있는데 이틀 전에 저희 5분 만에 따가지고 지금 <laughs> 진짜 급하게 급하게 따가지고 네 새벽에 스케줄 다 끝나고 연습실 가서 둘이 막 이러고 있었어 5분 만에 따가지고 우리 그때 3분만 걸렸어 아 그래? 한 시간 걸렸어요 아, 나도 어디서 막 이렇게 하면서 찬이 형! 아,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하게 약간 춘것 네. 같은데 어,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네.

거기만 볼까요?